원장님 허벅지 틈이 생길까요? 어,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만들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것이 문제니까 <laughs> 최근선? 아 민망해 안녕하세요 리아트 성형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요즘 가지고 오는 사진들이 다 허벅지 틈이 있는 사진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성우 같아 네? 성우 같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요즘 상담 때 어, 원장님 허벅지 틈이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는 어, 현실적으로 답변을 하지만 어, 수술할 때는 최대한 허벅지 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허벅지 틈은 거의 마른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아이돌 같은 몸매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허벅지 틈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원장님? 아니에요 몸무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허벅지 안쪽 지방량 뼈대 뭐 방향이랄지 두께 그리고 근육 사이즈에 따라서 뭐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허벅지 틈이 생기지 않거나 마른 몸매라고 해서 허벅지 틈이 뭐 훨씬 더 많이 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원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케이스 보면서 진짜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 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40kg, 50kg, 60kg대 환자분 케이스별로 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키 156cm, 몸무게 49kg, BMI 20 빈 환자분입니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했을 때 보통 체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허벅지 안쪽의 전반적인 지방량으로 틈은 보이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뼈대가 얇고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어 안쪽 지방을 전반적으로 정리했을 때 확실하게 넓어진 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쪽 지방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려나간 느낌이에요 수술하고 나면 무조건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박복을 얼마나 꾸준하게 입는지 식단, 운동 모두 다 중요하고요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음, 관리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수술을 해도 꼭 관리는 해줘야겠네요 원장님 그럼 다음으로 50kg대 케이스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키 165cm, 몸무게 57kg 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체형의 환자분입니다. 안쪽 위가 붓고 그 아래 부위가 떨어져 있어 허틈이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안쪽에 지방이 많아 붙는 경우와 안쪽 근육이 발달하여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의 경우 어, 다행히 지방이 주로 발달한 케이스여서 위쪽 흡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허틈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환자분들 후기 보면 금손이라고 하던데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 거 왜 물어봐 최금손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원장님 최금손이야 최금손? 아 민망해 마지막으로 키 168cm, 몸무게 65kg, BMI 23인 환자분입니다. 어, 전반적인 하체 비만으로 허벅지 사이가 전체적으로 붙어 있어 심하면 걸을 때 안쪽이 쓸리면서 미용 쪽으로나 걷는 자세에서 평소에 불편을 겪는 분이었습니다. 안쪽을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하였으며 근육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흡입을 마무리하여 다행히 허벅지 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홈사진만 보면 전혀 본인 몸무게로 안 보여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허벅지 틈이 생기는데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된 거 맞아? <laughs> 이해된 거 맞냐고 네. 물어본다 물어본다 물어본다 허벅지 지방 흡입을 하면서 허벅지 틈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인지는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서예과 최평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